이번엔 진짜 안녕 안녕 안녕 오늘만 지금 세 번째네요 아, 세 번째? 네 번째인가? 아, 네 번째인가? 아 재현이 것까지 네 번째다 재현이 <laughs> 그 다음에 나로 키고 같이 하고 V앱 키웠다가 아, 다시 가로 모드로 다시 키고 지금 이건 무슨 모드야? 이게 가로, 가로 모드 이게 가로야? 음. 아. 음. The fourth time today 맞아요 여러분들 더 우리 잘 보이라고 저희가 또 가로로 켰어요 지금 시각은 어, 7시 16분입니다 저희는 이제 퇴근을 하고 있고요 네. 오늘 하루 어땠어요? 오늘 우리가 또 오늘 진짜 더웠어요 그냥 아 이게 아, 스포하니, 스포. 여름인데 아 여름 아 그쵸 더운 지금 여름이잖요그 아, 지금 <laughs> 다 알아요 그죠 오늘 어, 날씨 여러분들 해야다 아시죠 지금 서울 날씨 어떤지 깜짝 놀랍니다 그 저희가 뭔가 이 여름에는 입지 아 입지 입지 뭔가 미리 말까? 입어보는 느낌 네. 뭔가 겨울을 미리 입어보는 느낌이었죠 맞아 맞아 네. 겨울을 미리미리 대비한 겨울을 미리미리 대비했는데 대비했는데 어, 지금은 겨울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또 오늘 것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 스와서네 스와서 스포안이죠. 정우 음중 어땠어요? 아, MC 음중 네, 일단은 얘기해 주세요. 거기 그것도 걸려 있었잖아. 뭐. 저기 우리 오는 길에 정우 뭐 팬분들이 또 시진이가 뭐 걸어주셔가지고. 아그 약간 뭐 음, MC 응원 어 응원. 아 맞아. 저도 그거 보고 되게 감동 받아가지고 아 열심히 해야겠다. 잘해야죠. 잘해야죠. 아마추어 잘해야지. 아마추어 아니잖아. 잘해야지.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재현이 형 마크가 보낸 도시락밥 콜라 콜라 먹방 마크가 도아 마크가, 마크가 도시락, 도시락, 보냈어? 도시락 보냈는데 아, 나는 진짜 어. 걔가 보낸다고도 말을 안 했거든 어. 근데 마크가 그냥 몰래 보냈더라고 그 제작진 분들이랑 다 같이 먹으라고 어. 완전 다 돌린 거야 어. 그래가지고 나는 거기서 또 어깨, 어깨가 으쓱으쓱해 아, 근데 아. 재현 형도 뭐 보내주려고 했었는데 형이 아. 이미 다 커피나 뭐 이런 거 보냈었어가지고 아 난 생각도 못했네 깔끔하게 안 보냈어 아 형은 그런 거 형은 어, 언제 뭐, 어. 뭐 맛있는 거 항상 사주니까 뭐 상관없는데 <clears throat> 형도 많이 많이 사주지 <laughs> 아니 다 많이 사줘요 네. 멤버 형들이 다 많이 사주고 재현 형도 많이 챙겨주고 오랜만에 항상 얻어먹기만 하죠 혹시 봤었죠 음악 방송 네아 그리고 도영이 형이 음. 그리고 <laughs> 도영이 형이 그 자신의 카드를 이렇게 이렇게 증정 이렇게 카드 줬어? 이렇게 맡겼더라고요 그날 하루를 근데 제가 그러면- 미안해가지고 음. 사실 뭐너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해서 음. 카드를 이렇게 줬었는데 얼마 썼어? 제가 아 그러니까 그냥 커피만 먹었어. 아, 커피만 먹고 도저럴 때는 꼭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줄 땐 그렇게 하지 말고 어 그치 언제 줄지 <laughs> 기대할게. 어. 뭐 다음 주든 다다음 주든 기대할게. 기대. 어, 10년 아, 기대. 10년 뒤 아, 이번 수고하고. <laughs> 번째네 우리 어? 벌써 뭐가 네 번째? MC가? 어. 마크, 도영, 재현 그치 어. 그치 도, 뭐 도영이 형, 재현은 쇼챔부터였으니까 아 그치 그치 사실상 그때부터 그 다음에 인가하고 맞 마크 운영하고 나하고 그렇 확실히 이게 시선 처리가 어렵더라 시선 처리? 지금 댓글 시즌이가 또 어떤 말 해주시나 보고 있는데 아 지금 잘 잤냐고 음. 아 7시 7시? <laughs> 잘 잤어 이렇게 I need to go 아 가야 I need to go keep safe 아 가야 된다고 음. 안녕히 가세요 저녁은 뭐 먹을 거야? 저녁 <clears throat> 저녁은 저녁 일단은 재현이 형이 오늘 그 MC 수고했다고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있어가지고 그 형이 <laughs> 맛있는 음식 아까부터 형이 사주겠다고 꼭 무조건 어. 사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같이 먹을 것 같습니다 형들이랑 별 음. <laughs> 마라 머리 감으셨어요 아 저희 머리 지금 완전 지금 제품 많이 바르고 풀세팅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져보시면 이, 이 떡진 느낌 아주 좋아요 그렇지. 가서 까마야죠 자마자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지금 <laughs> 여러분들 이야기 다 듣고 있습니다. 다 보고 있어요 댓글 지금. <clears throat> 오늘 스케줄하고 내일도 스케줄하고 아 내일은 그거 한다 우리 마이크도 이번에 아 새로 맞춰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거 마이크. 사이즈 이제 피팅하러 가니 태용이랑 마크가 그 마이크를 써봤다고 했는데 새로운 거를 그, 아 네, <laughs> 그때 그때 네. 어, 그때 그때 아, 그게 그게 또 좋다고 하더라고요. 바꾸자고 해가지고 네. 다 같이 이랬습니다 지금 마이크가 좀 불편하게 했어 뭔가. 예 그리고 가끔 이 땀이 우리가 너무 많이 흘리면 맞아. 어, 수음도 그렇고 지금 기존의 헤드셋이 많이 나 같은 경우도 흔들려. 그래가지고 나도 바꿨으면은 했었지 써보고 뭐가 더 좋은지 답이 딱 나오겠죠 오늘은 뭐 먹었냐고 오늘 저희가 도시락을 먹었어요 그치 음. 이제 스케줄 일정 소화하면서 스케줄 때 도시락을 먹고 도시락 메뉴는 제육볶음 제육볶음 실패하지 않는 제육볶음이죠 그렇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정우 모자 한 번만 벗어듀 모자야? 아 모자 모자가 제가 지금 머리... 정우 정우 진짜 머릿결 지금 깜짝 놀라요 지금 탈색 엄청 해가지고 와지 망했네 <laughs> 옛날에 그 유타 유타 영웅 때가 아그 정 음. 오늘 아침에 아침에 봤는데 그 뒤 뒤통수 알지? 유타 잘리는 거? 유타 어 잘린 잘 짜, 아니 잘린 건 아닌데 거의 굳어 그냥 이렇게 완전 <laughs> 빗자루 약간 그 느낌이야 그 급이야 아근 그래도 내가 머리가 그래도 버텨줘가지고 이 정도인데 원래 같았으면다 뭐냐 끊어진다고 하더라고 헤어스윙 잘 나왔어 그래도 응. 음. 어, 완전 백발이야 예, 진짜 관리가 진짜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힘들긴 힘든데 뭐든지 약간 없는 게 있으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쪽인 그렇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거 우리 티저 나왔다고 티저? 티저? NCT, NCT 라이프 티저 아, 아 라이프 정우 또 다 정우가 좀다 정우가 네. 진짜 처음 해가지고 맞지? 어 맞아 맞아 첫, 이번에 정우의 진짜 첫 NCT 라이브였지 첫, 첫 라이프였죠 그리고 우리도 다 같이 한 게 또 처음이었지 처음이었지 첫 라이프 그동안 NCT 라이프를 많이 한것 같은데 다 같이 한 게 진짜 없더라고 그러니까 첫 단체 라이프네 와, 아, 진짜. 그래서 네, 의미가 참... 더 있었죠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진짜 음. 우리는 우리 막뭐 촬영한다고 생각 안 하고 맞아 진짜 놀러 가가지고 승부에 불타가지고 놀고 컨셉이 또 막 vs 이래가지고 네. 스포 아닌 스포를 하자면 게임 많이 하고 무슨 약간 약간 뭐랄까 물에서 뭘 탄 타 타 타야 됐다고 했나? 그거 나왔나? 응? 안 나왔나? 나왔어요? 그건 안 나왔나? 그건 안 나왔나? <laughs> 어. 아무튼 뭔가를 탔었는데 진짜 근데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하 그거 뭔가를 탔는데 정말 그탄게 <laughs> 진짜 처음 탔는데 아. 진짜 TMI였는데 진짜로 그 다음날 나 진짜 여기 여기 무슨 근육이라 하지? 여기 팔 근육? 그쵸 응. 여기 그 여기가 찢어지는 줄 알았어 보는데도 힘이 이렇게 네, 진짜 와. 그거는 진짜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몸을 맡겨야 되는 건데 하면서 와 내일 진짜 정말 죽겠구나 네, 해가지고 되면 진짜 재밌었어요. 모든 분들이 다 추측을 하실 거라고 생각 버킷라이프도 있고 한것 그것도 나왔나? 많죠, 그것도 티저 나왔나? 그거 그거 그거 그 나왔을 빨간 색깔 빨간 색깔 막그 브랜드 있는 거 아. 어? 큰 아, 회사에서 한 거 있잖아 빨간 색깔 빨간 색깔 그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레드? 어어어 아아아 그거 그 그거 나왔어 그거 나왔어 나왔어? 아, 아. 티, 티셔 나왔죠? 아 사진만 아니, 그 기, 나왔나? 아니야 그 기사는 나왔었어 아, 아 기사 아, 나왔어. 요 아, 아. 나로그 트립 맞아요 그것도 찍고 기사 나오고 그것도 찍고 Analog Trip 요새 뭐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것도 재밌었지 아니 근데 오늘 가서 뭐 먹을까? 형뭐 먹고 싶어? 뭐 먹을까? 오리고기 먹을래? 오세요? 어. 오리고기 맛있지 나 오리고기 그럼 오리고기 맛있지 오리고기 오리고기 좋죠 여러분 아니, 저녁 뭐 메뉴 추천해주세요 아니 말 돌리지 말고 여러분 여러분 뭐 먹고 싶어요? 마라탕 마라탕 마라탕 맛있죠 김치찌개 김치찌개 마라탕이 옛날에는 되게 그 생소한 좀 음식이었는데 요즘엔 좀 음, 뭔가 좀 대중적이 됐어 아, 그치 그치 그치 많이들 재현이 그래서 진짜 못 먹을래 형 뭐 먹고 싶어 태현 나? 나 저 조개탕 조개탕? <laughs> 약간, 약간 하얀 국물이죠 아니면 아, 샤브샤브 맑은 국물? 맑은 국물 샤브샤브 형은? 재현이 나는 뭔가 어 간장게장 간장게장? 어 나 간장게장 그럼 먹을래 <laughs> 어? 간장게장 빨리 간장게장 아 일단 지금 시켜 와 여러분 아, 지금 진짜 중요한 게 지금 하늘을 봐야 돼요 여러분. 시켜놓자 여러분 지금 하늘을 네, 봐야 돼요 하늘 지금 이거 보세요 음, 아무래도 약간 비도 습해지죠 그쵸 근데 소리 듣는 건 좋아요 그러니 안에서 실내에서 그치. 비 떨어지는 소리 듣는 그 감성을 또 좋아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이 감성 이게 썸타임스야 때때로 달라 딱 날마다 쉬는 날 밖에 안 나가는 날 딱비 오면서 방에 집에서 딱 이제 영화 그렇죠. 잘 때리면서 그렇죠. 아, 그 힐링이죠. 그게 힐링이지. 아 갑자기 그런 얘기 하니까 진짜 막 그 진짜 약간 뭐랄까 반 약간 반? 아니 그니까 반신욕? 반신욕? 이런 거 하고 해보고 싶다. 힐링하고 싶어? 어. 반신욕. 아 왜냐면은 꽤 되지 않았어요? 반신욕? 예전에 우리 이제 막 나는 그때 했어 일본 투어 갈 때 그런 호텔 가면은 이제 호텔에 이렇게 반신욕 되어 있으면은 어. 입욕자 같은 것도 가끔 있잖아 아 그치 그치 그러면 한 번씩 아, 우리 공연 때는 또 공연 끝나고 아, 그게 또 힐링이죠 음. 이제 못, 지금 못한다는 게좀 이러, 이래도 <laughs> 언젠가 또 하겠죠 맞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컴백하니까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솔직히 뭐가? 컴백? 아니야 모든 게 앱, 모든 게 everybody 맞나? 아닌데 <laughs> everybody every 뭐야 영어? 모든 게 뭐지? everywhere? everything? everything 아 맞아 땡땡 여러분은 뭐가 제일 그 그리우 그리운지 뭔가 궁금하다. 뭐가 제일 그리워요? 우리 막 쭉 해왔던 것 중에서 근데 네, 요 콘서트를 공연이지 아무래도 유일 아... 127 컴백 컴백도 그리울만 해 우리 <laughs> 컴, 우리 공백이 너무 길었어가지고 그치, 그치. 20은 좀 나름 바빴었는데 아... 그래도 127으로 컴백하는 게 노래 1년 됐나 우리? 맞아 콘서트가 확실히 많네 너의 노래도 있고 어, 얼음이요? 얼음? 얼음? 얼음 웬 얼음? 아무래도 콘서트가 역시 시즌이 그쵸 그게 제일 좀 뭔가 가, 약간 호흡 같이 진짜 호흡하는 느낌이 들긴 드는 시간들이지 맞아. 요새 또 MC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타이밍에 네. 어 삼행시. 형들에게 형들에게 퀴즈 아 퀴즈 아니 아, 퀴즈래. <laughs> 네, 아,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어, 요새- 연습 좋아. 어 이런 어, 생활적 생활적으로 MC를 좀 라이프 아, 물들여야 또 이것도 어, 생방이니까 자, 오케이, 오케이. 생방으로. 자 일단은 뭐 형들 뭐 재현 형부터 네, 형이 요새 빠지고 있, 빠진 빠져 있는 네. 어, 음식이 있다면 요새 <laughs> 요새 빠져 있는 음식이요. 아 빠져 있는 것도 괜찮아 뭐든지 어. everything 요새 뭐 요즘 요새 요즘 제가 TMI도 괜찮아 아니 아니 아 빠져있는 거 요즘 빠져있는 거 저는 저는요 네. 아 저는 그 얼마 전에 그 퀸즈 갬빗 3화 어. 3화까지 봤어요 퀸즈 재밌어요? 어 해찬이가 명등가 퀸즈 갬빗 그 체스 아 체스 넷플릭스인데 네. 해찬이가 진짜 재밌다고 추천을 엄청 해가지고 봤는데 그래서 해찬이 1화부터 그... 3화까지 쭉 봤어요 그래서 해찬이가 그, 그 게임 하는 건가? 아 뭐, 롤, 투네 다음 네. 다음 분 아, 네. 네. 정훈 정훈 정훈 아 예, 형이 <laughs> 아, 나야? 지금 형이 빠, 그 태형이 나는... 빠져 있는 어, 것 어, 아까도 어, 아까도가 아까도 아니고 그 저는 소고기 요즘에 어. 요즘에 조금 살 빼면서 그 단백질 맛있는 거 찾다가 어. 소고기에 원래는 제가 돼지고기 파였잖아. 응. 음. 맞아 맞아. 응. 음. 내가 돼지고기 파였는데 이제 좀 더 새로운 이제 좀 물려가지고 소고기 쪽으로 한번 가보자 해서 진짜 부위 음. 그 다음에 두께 이제 굽기 정도 해서 또 요즘에 연구에 또 들어가기 시작해가지고 어. 어. 아주 빠져 있어요. 그러면 좀좀 팁 있어요? 어떤 어떤 부위가 우선 뭐 그냥 좀 괜찮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선 좀 이제 뭐 마블링 많은 쪽. 뭐 아. 뭐 예를 들어 뭐 우선 꽃등심. 꽃등심. 어, 어, 그 꽃등심 안에 또 이제 살치살, 새우살 이런 쪽이 있어요 새우살 새우살이 새우살. 이제 가장 그 가장. 입에 녹는 그 아. 꽃등심 안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 쪽에 있는 그 새우살이 아. 가장 좀 그거는 살짝 조금 어느 정도 좀 익혀 먹는 게 나는 맛있는 것 같아. 뭐 아, 사람마다 아, 완전 레어하게 말고 어, 완전 레어하게 말고 구워서 어, 지방이 어느 정도 녹아갔을 때 먹는 게 좀 맛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유명한 안심. 어. 안심. 은 우선 좀 비싸서 많이안 먹어봤는데 어. 그, 그 이제 마블링이 우선 좀 적지 그래가지고 그거는 너무 익히면 또 질겨요. 아 그래서 그거는 진짜 좀 레어하게 레어로. 맛있더라. 어... 미디움 레어도 아니고 진짜 나는 레어가 맛있더라. 레어하다 정우는? 나중에 한번 진짜 내가 해가, 해가지고 소고기? 어, 안심으로다가 <laughs> 해드릴게 <laughs> 아 저는 어, 요새 빠져있는 거라기보다는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MC고요 MC 음. 그리고 <clears throat> 두 번째로는 그 보색 샴푸인데 아 보라, 보라 샴푸 보라색이야 너는 뭐해 때 네, 모색 네, 샴푸에 빠져 있는데 왜냐면 이 머리색이 아무래도 탈색을 많이 한 머리이기도 하고 뭔가 색도 많이 빠지고 뭔가 관리도 쉽지 않아서 그 샴푸를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되더라고요. 네, 그치. 보색 그래가지고 아 예. 그래서 요거 때문에 솔직히 요새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색 샴푸를 어떻게 하면 골고루 더 펴바를 수 있는지 손에 어, 얼룩지지 않고 야무지게 펴바를 수 있는지 펴바를 수 있는지 네. 아, 모색 샴푸 연구를 했어? 방법을 모색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샴푸할 때 네. 손에 짜서 거품을 낸 다음에 음. 머리를 까면 아니면 머리에 아, 이, 짜서 스타일 있지 확실히 머리에 스타일, 짜서 스타일 그, 그, 상태로 감는 나는 손에 한번 짜서 이렇게 비벼서 머리에 해요 음 거품을 내서 그, 어, 아니면 어, 거품을 그러니까 거품을 내서 머리에 이렇게 해, 하면 나는 그게 더 거품이 잘 나더라고 형 나도 그쪽인데 살짝 다르자면 그 샴푸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머리 위에서 머리 위에서 싹 하고 그 <laughs> 스킬이죠 이게 아, 스킬. 네. 요- 약간 요령. 네 요령이죠 이게 아 맞아. 약간 다 그렇게 하지 않나? 근데. 맞아. 그러니까 나는 손에 짜서 음. 머리 위에서 비벼서 비벼서 이렇게 하지. 오케이. 손을 아 이렇게 재밌는 서 것도 생각났다. 퀴즈. 그러면 이제 씻을 때그뭐 음. 뭐부터? 뭐 무슨 순서부터 <laughs> 하는지 신는 순서 이게 아, 근데 성향도 성향도 있는 거 알아? 심리 테스트 아 맞아 아, 어 약간 그게 성향도 있어 근데 옛날에 어, 형이 알려주지 않어어가뭐했었던거 같은데 그치? 기억이 안 나 일단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나는 원래랑 조금 바뀌었어 최근에 오케이 오케이 아, 뭐, 최근에 바뀌었어? 좀 바뀌었어 <laughs> 바뀌기 힘든데 좀 바뀌었어 <laughs> 이게 아, 루틴이 바뀌었다고? 왜냐면 <laughs> 그 내가 이제 두피 관리를 해야 되는 시, 순간이 오고 나서부터 그 샴푸를 바꿨거든 근데 그 샴푸를 좀 더 오래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음. 머리에 더 오래 하고 있어야 돼서 아, 아, 아. 그 두피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 좀 바뀌었는데 나는 먼저 들어가서 들어가서 들어가서 샴푸를 하고 샴푸하고 샴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디를 해요 음. 샴푸 그거 묻어있는 동안 바디를 해요 그치, 그치, 그치. 샴푸 묻어있는 동안 바디를 쭉 하고 그 다음에 다다 씻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트리트먼트를 바, 머리에 발라요 트리트먼 트리트먼트를 바른 다음에 이빨을 닦아요 어. 이빨을 닦고 그 다음에 양치 끝날 때쯤이면 또 이 트리트먼트가 좀 이렇게 두피에 딱 스며들고 <clears throat> 그 다음에 이제 다 씻어내고 마지막에 이제 클렌, 얼굴 클렌징. 클렌징하고 씻어내고 끝아 그렇게 이제 완전 루틴이 네 최근에 좀 바뀌었어요 원래는 뭐였어? 원래는 원래는 두피 샴푸 안쓸때 원래는 샴푸 그냥 샴푸하고 바로 씻어내고 트리트먼트하고 그 다음 바디 트리트먼트 올려놓은 상태에서 바디하고 세수 바디하고 뭐 샴푸 시간이 좀 짧았죠 음, 샴푸가 어. 좀 근데 이 샴푸는 지금 오래 걸리니까 그쵸 좀 바뀌었어 그런 거는 또, 어, 해줘야지 어, 흡수시켜줘야지 그치, 그치? 두피 관리를 이제 해야 되겠더라고요 테일 네. 형은 뭐 했어? 나는 어, 뭐부터 나는 우선 양치 양치부터 하지 음... 왜냐면 샤워하는 시간이 너무 귀찮기 때문에 아... 아, 여기서 또 이런 게 또 그렇다고 안 씻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laughs> 잘 씻는데 샤워하는 게 우선 이제 피곤하고 하면 또 너무 귀찮아가지고 최대한 빨리 씻으려고 양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물을 샤워기를 싹 틀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맞으면서 아 아니다 아니다 물을 묻히지 마죠 잠깐 <laughs>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헷갈려 아물 묻히고 바로 이제 거품 이제 몸에 몸을 닦지 거품 타월로 닦아요 네 닦으면서 아, 거품 타월을 써요? 네, 거품 오, 타월을 어, 오케이, 요즘에 오케이. 또 쓰기 시작했어 어, 오, 그래가지고 오케이. 거품 타월로 닦으면서 머리를 네. 샤워기 틈 쪽에 틈 갖다 대요 닦으면서 대요 아? 닦으면서 몸은 비누칠을 하면서 하고 하면서 머리만 딱 이렇게 물이 흘러내지 않게 어, 갖다 대면서 머리가 이미 젖고 있죠? 그 다음에 아, 몸다 닦고 바로 머리를 젖은 상태에서 바로 샴푸 그냥 아, 어. 샴푸하고 그 다음에 바로 헹구고 그 다음에 마무리 폼클렌징을 하고 아, 끝내죠 아 그러면 바디 할 때 머리는 아직 말라있는 상태 머리는 건조되어 있는 상태 <laughs> 건조돼 있는데 건조돼 어. 있는 상태에서 적시는 거죠 이제 아, 건조돼 있는 상태에서 적시는 거지 아, 아, 그리고 이제 가끔은 또 이제 괜히 또 시간하고 네. 빨리 씻고 싶을 때는 이제 올라오잖아요. 아 빨리 시켰다. 네, 빨리 시- 그래서 스타워치를 켜놓고 오호 어. 내가 오늘은 몇분 길. 그래가지고 바디워시 그래. 먼저 양측 그러니까 바디워 그러니까 바디워시는 어. 트리트먼트 해놓고 아, 그다음 바디워시는 트리트먼트 해놓고 몇 분 이제 기다려야 되잖아. 음. 원래 바로 해도 되긴 하는데 음. 해놓고 양치를 하, 하고 하면서 또 이제 끝나면 이제 바디워시 하는 이, 런 느낌. 아, 아, 그럼 이빨은 언제 닦아? 있었는데. 이빨 이빨은 언제 따는 이빨 아 그러니까 이제 펑크 하고 양치하고 이제 바디. 아. 폼양바. 어, 폼양바. 폼양바. 폼양바 스타일이구나. 그렇지. 아. 어떡해. 위아 스타일. 딱 그런 느낌. 근데 뭐 없을 때는 진짜 약간 러프하게 해도 될 때는 그냥 세안만 <laughs> 해요. 아 정우는 어? 아 장난이고. 아 농이고요. 어. 명이 맞아요 진짜 생각만 해요 정우는 네. <laughs> 아, 네. 맞아요 아, 명이고요 진짜 그 <laughs> 러브 여러분 맞아요. 진짜 진짜 장난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 장난치는 봐봐요 <laughs> 아 봐봐 진짜 근데 이렇게 막 제품 안 발랐을 때는 그냥 샴푸, 트리트먼트, 폼클, 양치, 바디 끝 다섯 개 딱 이렇게만 하, 면은 제가 사실 딱히 할 게 없잖아요 그냥 그치 그치 어. 음. 그리고 그냥 뭐 보이기만 깨끗하면 되는 거니까 어. 스킬 루틴 <laughs> 스킬 어. 아, 잘. 네, 스킬 루틴은 또 다른데 스킨은 이제 나와서 스킨으로 한번 이제 토너로 이게 시카 세럼으로 싹 한번 닦아주고 어, 그린더마 말드 네. 시카 세럼으로 한번 싹 닦아주고 가끔 햇빛을 좀 많이 봤을 때는 그 이제 내추럴하게 그 알로에 네, 알로에 괜찮죠 거기 있는 것도 괜찮고 그린더마 시카세럼 너이 녀석 <laughs> 너 아, 댓글 좀 보라고. 아, 너무 우리 얘기만 했다. 아, 죄송해요. 네. 제가 지금 재밌었죠? 약간 좀 아 끊겼대 아? 아 얼마나 재밌는 얘기하고 있었는데 아. 진짜? <laughs> 아뭐 아니 근데 지금 다시 되고 있는 거야? 스톱워치부터 못 들었대 아! 여러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미안해요 아 스톱워치부터 아. 끊겼대 여러분 어쩔 수가 없구만 광고 보고 싶게 <laughs> 네. 아이. 아, 스톱워치까지 보셨다고. 아. 근데 까먹었어요. 정우 얘기는 우선 그래도 시진이가 궁금해할 것 같으니까 정우까지만 하고 뭐 음, 슬슬 슬슬 예 그러면은 아니야 이게 다 끊긴 건가 모든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여기 그냥 그게 안 여기서는 나왔지 어 여기서 나왔어 그러면은 이거는 아. 또 다음 또 네. 다음 네. 기회에 네. 기회 많으니까 네. 저희만의 앞으로. 소소한 대화였던 걸로 네. 저희끼리 대화했던 걸로 그러면 이제 또 슬슬 우리가 또 이제 헤어져야 할 헤어지는 게 아니죠 잠깐 잠깐 그냥 어디 좀 이제 다시 다시 또 아마 자주 올 것 같아서 이제 곧 저희 네. 진짜 몰아칠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일 수도 있어요 <laughs> 그러면 가지 그래요 여러분도 밥 안 먹은 사람들은 밥을 먹고 저녁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얘기 마지막 있어요? 어... 거의 이제 어, 뭐 많은 모든 걸 아,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주자주 만나러 올게요. 오케이. 안녕. 안녕.